제출하겠어 전부 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키가 정확히 몇이냐? 맨날 말할 때마다 다르니까 니가 갑자기 내 키? 왜? 내 키가 정확히 몇이냐면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했어 병원을 가서 쟀는데 188.7 8.7? 어 근데 거기 간호사분이 반올림해가지고 189라고 적었거든 189네 188.7아 나는 내가 키가 너무 큰 게 싫어 싫어? 어. 근데 아니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너 정도 키 크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모두가 꿀꾸잖아 혹시 키 커서 나쁠 게 그렇게 웹툰 같은데 만화 주인님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외모주상 주인이나 뭐 여신강림 이런 거 보면은 엄청 크지 다 너만하게 그리잖아 그, 그 정도 키가 나만한 거겠지 근데 왜 너는 큰게 뭐야? 네가 실생활에서 좀 키가 커서 좀 불편하고 안 좋은 거 있어? 그냥 버스 타거나 전철 타고 내리는데 머리 부분 부딪히거나 손잡이에 머리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런 것들 내릴 때 머리가 어디에 부딪히는 내가 지하철 문에서 어, 내릴 때 정수리가 걸려 그래서 이렇게 딱껴 그래서 늘 숙이고 타 네, 예, 타고 내려야 돼아탈 때는 사실 상관없는데 내릴 때 내릴 때 걸려 손잡이가 흔들리잖아 가다가 누가 잡고 있다가 딱 놨는데 거기에 머리 맞고 이런 경우가 좀 불편하긴 하지 다른 거는 사실 뭐 다리가 길어가지고 KTX 같은 거 탈 때도 빡세게 타 KTX까지 는 괜찮은데 비행 비행기 탈 때가 진짜 좀 힘들고 그리고 시내버스 탈 때 그때는 이제 앞좌석이랑 무릎이 닿아가지고 키 커서 부럽다 이런 얘기는 엄청 지겹게 듣겠다 아 물론 감사하지 근데 워낙에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니까 너도 중학교 때 날 알았겠지만 너랑 나랑 진짜 한 20cm 차이 나지 않았나? 중학교 때는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았어?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키가 많이 커서 184까지 큰 거고 이제 그때부터 4cm가 컸구나 다해서 중3 때 내가 160안 됐으니까 너랑 나랑 한 30cm 차이 나어 20, 20cm 후반 정도 차이 났어 그때는 별로 사이 안 좋았는데 <laughs> 아니 재수없어 숨이 커서 그런 얘기 스타게 들었겠다 운동하지 그랬냐? 아 나 중학교 때는 농구 코치가 나한테 농구하자는 소리를 했었는데 뭐 너도 알다시피 나는 운동보다는 공부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서 운동은 안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네가 볼 때 좀 현실적으로 키 커서 좋았던 점들은 어떤 거야?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태어나서부터 작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 진짜 어. 키가 커서 좋은 점? 교실에서 뒤에 앉을 수 있던 거 근데 눈이 나빠갖고 뒤에 앉는 것도 별로 안좋아하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키 크면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사실 나는 그게 좋은 거 나는 작았다 커진 게 아니고 그 또래에선 늘 큰 키였으니까 어,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도 웬만하면 키가 크고 그래서 나는 키가 커서 좋은 점? 이거는 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 <laughs> 키가 작아보고 싶다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키가 커서 너무 좋았다 이런 거는 많이 한것 같 근데 모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 키가 남아나니까 일을 할때 2.1을 했구나 모델들 중에서는 너보다 큰 모델들도 많지 예전에는 내가 평균적인 키였는데 어. 요새는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나보다 큰 친구도 있고 막 어, 지금 활동하는 모델 중에는 190 넘는 친구들도 많아서 나는 무조건 바지를 사면 줄여야 되거든? 바지를 왜 줄여? 밑단, 밑단 자르는 거? 밑단을 잘라? 그걸 몰라? 그런 세계를 경험해본 적이 없구나 바지를 사면 밑단을 자른다고 아니 그게 수선한단 말이지 밑단 살려서 자르는 거 모르는구나 너 뭐 알지 밑단 살려서 자르기 카브라 기장까지 살려서 <laughs> 한 번 이렇게 접어서 딱 바느질하고 이런 거모르구나 어... 아 나는 바지 사서 한 번도 길이 기장 때문에 뭐 잘라보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. 짧은가? 짧은 편이겠지. 근데 이런 것도 재수없게 여겨주는 거 아니야? 어. 뭐 그렇지 재수 없어 재수 없었나요? 많이 재수 없어 <laughs> 아난 근데 진짜 바지 기장 줄여본 적 없어 죽여버렸어 <laughs> 그러면은 모델 활동하면서 너보다 키가 작은 모델들도 있잖아 80 안 되는 모델들도 있나? 배정남 선배 배정남 씨 남이 형님이랑 아주 짧게 같은 회사였어 내가 신인이었어 근데 네, 멋있잖아 어, 그런 분들은 본인만의 캐릭터가 분명히 있더라고 음. 그 사람의 멋이나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멋있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. 너는 근데 뭐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? 뭐 그러진 않은데 이제 너 같은 애들 사이에 있으면 조금 주눅이 드는 건 있지 아, 나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. 키는 그냥 진짜 신체 사이즈 중에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해. 몸무게도 난 그렇게 생각하고 뚱뚱하든 마르든 키가 크든 작든 본인의 느낌이나 본인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게 난 중요하지. 아, 이 사람이 키가 커서 멋있어, 키가 작아서 별로야 라고 이렇게 나눠버리거나 뭐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 예뻐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